영감님 딱한번만 가면을 만들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 때 쓰고 나타날 생각인데요 요거를 딱 얼굴 썼을 때 잘 되냐 이렇게 하고 딱 모자를 쓸 거거든요 알맞은 크기로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? 벌써 느낌 오나요? 일단은 계급으로 봤을 때 동그라미가 제일 아래에 그리고 세모가 두 번째 네모가 제일 위에거든요 저는 네모를 만들어 볼게요 저는 제일 위가 하고 싶거든요 세상이 포식자가 될 겁니다 요 길이를 딱 맞춰야지 뭔가 생각났어 내 이름은 오 일남이야 네가 나를 속이고 구슬 가져간 건 되고 오케이 몇 번만 더 뚫리겠다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오잖아요 그거 막 이정민님이 이렇게 막 하셔가지고 내가 해낸다고 했잖아 어! 번창했다 무서워서 살살 하려고 했던 건데 실패네 아또 찢어지겠는데요 아 또 찢어졌다 아 너무 크죠? 어 너무 <laughs> 크뿌뿌뿌 그 너무 커가지고 네. 안으로 뭐 들어가니까 네모처럼 안 보여 어, 어떻다고? 해볼게 제발 어 괜찮아? 딱 좋다 딱 좋아 오케이 529번 529번 다들 그만해 나 무서워 성공!